Did a monkey tremble? Did a monkey me move away? Did a monkey tremble? Did a monkey me move away? Cimai galaf te besha, ando vishinande alva. Cristo, poter monkey. 때로만 해줘요 나만 내면 무언데 무대만 해줘요 나만 내면 부언데 정말이가 말 입에 샤라 한독이 쉬는 게 얼마 다들 호텔만 해 basmadan hiç unutamam Please don't let me do Ci ricamava e ti baciava Quando briscino andava Cristo, te manguei I just my life Lord. Please don't put it to Kusuma. Чмай гамами ты веша, пахрай, Погрешила ты права. Исто, пути мане, Пути мане, Чойрай! 대답안돼 못해 못해만 해줘 대답안돼 못해 지금 나이가 막대듯이 한 번씩 난데 말라 그게 싫어 못해만 해 못해만 해 조용 suis d'abandonner mais vous voudrez voudrez manquer tu non je suis d'abandonner mais vous voudrez ci mai clamar e besciare quando besci non devi ballare sto poter mangiare